대박이야. 이거서 쭉 우리 아빠 세볼게. 음, 너무 귀엽지? 아까 여기 눈살 하나 더 올리면 그래, 그래. 더 예뻐. 응. 와 우총어사 만들었어? 어디? 눈사람 그대로 있는데? 지우야 눈사람 미니 눈사람 아기 눈사람 눈오리 아빠가 만든 눈사람 지들 정우 여기 서봐 양쪽으로 그렇지 정우도 여기 서봐 God, please, no! No! No! No!